wheels will come Four down. players? And uh, the four players are good to share two cards? Two, two power cards? On two power card. Yeah, for four people. for- for people. You guys are good to go. Okay, let's Yep, go. yeah, just Okay. go grab a card from out, grab two cards from out front and you're good to go. Oh, okay, that's it. That's it, you Okay. prepaid online. Okay. 어, 땡큐. 아! 나는 나는 그건 줄 알았네. 이거 끄는 이거. 어, 어, 이거 어떻게 끄- 는줄 알아? 이거 차 불편하던데 이거 나 타봤잖아 처음 갔을 때. 차, 이거 탔었잖아. 근데 나는 individual 이 타는 게 더 성질에 맞다. 이거 그냥 이거 끌고 가면 된다 우리가. 응. 어, 맞아. Hello. How are you?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h, you speak Korean? 합니다. And your next 다음 치세요. 치세요 now. No. Okay. Thank okay, you.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카트 여기다 놓고 있는 거야? 올 나이스 어디로 갔니? 저기 통통통 못 갔다. 저기 구댕이 앞쪽으로. 어, 나무로 안 갔지? 응. 어. wow. 오! 오! 아이린! 제일 나은데? 제일 나은데? 묘한 웃음소리는 뭐야? 정체가 뭐야? 그 웃음의 정체가 뭐야? 흐뭇한, 흐뭇한 웃음? 아니야저 공만 들고 와. 응. 풀이 지금 어. 무슨 어. 뭐 하는 것만이 렇게 아니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 나 응. 어. 지금 굉장히 우리 너무 이거 조급해가고 어디 치겠어? 의미가 없어. 어. 필드 의미가 없어. 느긋한 게 없으니까. 아. 뭐내 건가 봐 어머 아 드레스 버리고 왔어 어. 어머 어머 어머 잘하면 저까지 안에 들어가지 언니 여기는 아이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언도 안 갈 것 같지 않아? 아이언도 안 가겠지? 어? 갔어 들어갔어 어네? 내려갔어 어 4번 이거 벙커 해봐 벙커 공을 띄워야 돼. 그어 그 갔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언니. 어, 그 어프로치를 연습하자. 이놈의 어프로치. 촬영 감독. 저기도 우리 때문에 또 출발하나 보다. 어. 탈출 못했어. 어? 한 번만. 어, 한 번만 더 탈출 기회. 레이, 싱이지 이게 레이싱 <laughs> 우리 레이싱하러 온것 같아 <laughs> 어? 나왔어! 어쨌든 나왔다 언니 어저께 뭐? 이렇게 하라고? 폼을? 어 저기 chicken wing을 만들으래 언니 퍼터 찾으러 가보자 <laughs> 던지고 퍼터 던지고 온 것 같아 어. 아까 아까 칠 때 거기가 몇 번이었어? 3번 네 오늘 골프채이 자꾸 미싱하네 어우 어! 어, 퍼터랑, 퍼터랑. 포터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이언 아이언? 그냥 중간에 그 그래서- 그냥 중간에 중간에 똑같 이게 그냥 중간에 아 이렇게 끼는 거지? 그냥 그냥 어, 어. 왜 그랬어요? 언니 때 언니 이거 세 번째 이거 새끼 닦끼는거 맞나? 어, 그 맞아 아 우리 찬이 어, 저 우리 아이들 엉덩이 통통한 거 봐. 어, 어, 어. <laughs> 그 소리 언니 강자 가줘? 지금 이거는 뭔데? 다리는 이거는 뭔데? 어? 몰라 어디서 또 봤나봐 아 성환 씨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예쁘네 네. 어 백조 네. 같다 백조 소리는 강자 봐줘야 될 소리인데 <laughs> 백조 같다 벙커 다시 빠졌어 아 그래도 일단 잘 떴는데 얄미워 공이 얄미워 꼭 다시 넣어야 돼 관심 없다더니 언덕 좋아하는데? 알수 있어 자신 있는 어머 나의 생각이 나오니 주원하니 찬이야 음. 앞에다 꽂는 건 반칙이야 앞에 안 꽂혀? 내가 보기엔 고가 고가 같던데 어.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언니 티 뽑으세요. <laughs> 우리 우리 저기 누구지? 은영 언니는 드라이브만 치면 어? 이 볼에 신경 쓰느라고 <laughs> 지금 뭘? 뭐, 뭐, 너 아이리나 너 머리 까매 있던 거 이영자랑 똑같은데. 아 그래? <laughs> 준비됐으면 오라이. 오라이. 네, 수행 연습. 왼비인데? 너 왼비야? <laughs> 아, 어 배고파. I'm hungry. I'm starving. 우리가 18월에 물인 가봐. 응? 토메이 있어. 아. 어, 어, 스타빙. 됐어. 아. 여기 지퍼 쿡 어, 눌러줘야 될것 같아. 아이언을 하나. 음. 뭐다 어, 비슷해서 뭐 음. 구- 구분할 필요가 얘는 너무 짧아 이거 하기가. 없어. 빵빵 예, 예. 빵빵 맛있다. 음. 입었어? 아, 아, 여좀 낮았어? 음. 좀 힘이 났네. 뱃살 때문에 아침 안 먹어. <laughs> 뱃살 조금 들어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이게 홀별로 가격이 틀린가? 그치. 나이던이랑 코스가 또 뭐또 뭐, 있대 뭐. 여기가 응. 산야 사람이 왜 많으냐면 응. 하트까지 합해서 음. 3, 아 우리가 40몇 불이었나? 그러니까 그 어, 가격이 어, 없어. 그 블루밍턴 있지? 응. 거기 65불이야. 카트까지 합해서. 음,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이 많구나.